칼슘 섭취 약이나 비타민 보충제 등과 같이 영양 보조 약품은 혈관 속에서 독처럼 작용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불순물이 되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. 칼슘 섭취를 하려면 우유나 멸치나 채소 등을 섭취하면 될 것이고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으려면 해지기 전까지 밖에 나가 잠시 걸어보면 될 것입니다.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편한 대로, 쾌락대로, 자기만의 진리대로 지내봐야 좋을 것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 약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. 자연의 법칙에 따라 늙어가야 되는데 이걸 막아주는 약을 먹으니 하늘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? 질병천사를 보내서 교훈을 줄 것입니다. 불편하더라도 석류를 먹거나 자연물을 먹고 어제보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. 쌀보다는 현미를 먹고 나아가서는 바라현미를 먹고 과일도 중요 영양소가 껍질에 90%가 있듯이 깨끗이 씻어 되도록이면 껍질째 먹는 습관 등을 갖추어 봅시다. 자연이 생산한 완전체를 먹는 것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번거롭거나 그 맛의 매력을 느끼는데 더디더라도 밸런스를 고루 갖춘 양질의 영양을 섭취함으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발전된 나를 마주하고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연은 천사들이 아름다움을 담아 디자인한 작품들이니 말다했죠.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는 교훈도 준답니다.